안녕하세요 예쁜 남자 브리트맨입니다 오늘의 메뉴가 파리바게 초코 케이크랑 맥놈, 디코, 발라서 먹으러 누텔라랑 허쉬우유를 준비했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물라라마라힘 بسم الله ا ل ر